나 아이고 장수진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나중에 얘기해. 점수 하고 있잖아. 형 드라이브 하고 쓰고 지는 진짜 좋을 수도 있겠다. 안으로.